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음, 좀 오래간만이죠, 여러분. 어, 제가 그 어떤 로봇 공학자이신 것 같은데, 어, 코리안 아메리칸 약간 교포 같으신데 나이가 있으신 로봇 공학자이신 분이 어, 사람에게는 뭐 해야 할 일과 또 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저에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어, 제가 녹음해서 하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라면 또 제가 생계를 위해서 영어를 지도하고 이런 것들은 또 어, 일이잖아요 그쵸 어, 여러분도 아마 그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일과 무관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쨌든 어, 제가 이 채널을 어, 4월 초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 꿈 중에 하나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약간 달렸죠. 막 거의 새벽까지 매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예, 정해진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밀려서 저번에 말씀드린 일주일 3회 계획을 일단 2회 정도로 <laughs>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I hope you understand my situation. 예, 뭐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조금 신께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잘, 어, 제가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어,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조금 더 내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제 나름대로 신께 질문을 하고 뭐 기도했다고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우리 영원한 신의 사랑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어, 묵상하고 암기하는 이 러블레터의 채널에 맞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울 말씀 요게 우리 그 요한복음 8장을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그 뒷부분에 역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예. John이죠. John, the Gospel John, chapter 8, verse 36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먼저 들어볼까요?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오케이. 여자 세 번. You are free.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o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오케이. 자, 여섯 번 정도 들었는데요. 이따 끝날 때 우리 다섯 번씩 또 듣고 외우겠습니다. 어, 다른 성경 번역본 36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 예, 뭐 if the sun sets sets you free, 뭐 set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할때 set me fre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sets you free, if the sun sets you free, 요렇게 The Message라든지 Good News. Good News도 요즘 자주 언급하는 번역본이네요. Good News Translation 약간 구어체로 되어 있죠.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를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지난주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우리 친구들 젊은이 친구 젊은이 친구들이니까 좀 웃기네요. 우리 학생들과 또 직장인들도 소수 있고 예, 그 이제 어, 요거로 또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 성경을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잘 이해하시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another boring book. 또 하나의 지루한 책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성경이.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안과 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와야 한다는 것,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은 정말 예수 신의 아들이 오셔서 예, 좀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30년 가까이 살다가 그분의 공적인 또 인생 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트레이닝 시키시고 이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의 영원한 사랑을 알리는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 중심으로 나머지 이제 성경들이 기록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어,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함께 예,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들과 이게 사실 제가 한 간단히 얘기했지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빼고 그냥 성경은 하나의 윤리책처럼 여러분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하면 축복받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급한 차원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성경을 또 가르치고 오랫동안 저도 성경을 어, 많이 생각해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 실천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이렇게 산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제가 이제 젊은 예배 때 매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되게 착하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듣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소 so proud of you guys. 우리 학생들 좀, 어, 좀, 제 눈에는 좀 다 착하고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또 속색이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예. 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앞으로 설교는, 성경에 대한 설교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얘기를 이미 제가 못을 박았어요. 사실, 맞아요. 예. 어, 그러면 오늘 이것을 외우기 전에 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도 제가 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영어로 expert이죠. expert. 예, 율법학자들, the teachers of the law. 러가 여러분 모세오경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어떤 것들을 정말 밤낮 외우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 예, 들도 있었고 되게 그 문자 그대로 막 해가지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의 비극은 뭐냐면요. 어,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지만 예수 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 어, 그러니까 그분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냥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쇼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익숙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그냥 어, 쇼맨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그냥 어, 쇼오프 저번에 예수님이 한 얘기를 그냥 저도 쓰겠습니다 쇼오프 w 예요 쇼오프 예, 그냥 자랑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아주 호통 혼나는 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왔냐면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예수님한테 트랩을 나요. 어떤 덫을 놓는데 그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성경이 너무 재밌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No one understood. No one understood.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고 이해한 건 딱 하나예요. 네가 신의 아들이 아닌데 왜 자꾸 신의 아들인 척 하느냐 이게 프리텐딩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신의 아들인 척 하느냐 이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관찰과 그 사람들의 지적이 맞지만 신의 아들이라면 완전히 지금 신과 어떤 에너미 원수같이 반대편에 있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어,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우리가 영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 또 며칠 동안 어, 성경의 진짜 저, 인간 저자는 사실 도움이 드리고 진짜 저자인 이 러브레터를 쓴 쓰게 한 신께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예. 어,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아, 여러분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이신 God is love. 신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사랑이신 신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제 인간과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모든 그런 신이 만든 것들보다 더 우리를 특별하고 더 귀중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예,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은 신에게 인간은 너무나 특별한 어떤 신의 대행자일 수 있고 이 지구에서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앞에나 아, 전반부에 저번에 다뤘던 간음죄일까요? 아니면 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둑질일까요? 살인일까요? 뭐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만 뭐 감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예,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예,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 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희생적이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있어도 없는 척 부정하는 거예요. 예. 나아가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여러분 어, 죽은 사람 주, 죽은 죽은 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죄들은 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사실 그 결과 파생된 잡다한 죄들이에요. 그 죄들이 우습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뿌리는 죄의 뿌리는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영원히 자, 유롭고 행복하고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우리를 만든 신과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신의 사랑을 부정하고 인간들이 떠나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고 그걸 사랑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도구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신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을 떠나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여기 여러분 다 자기 자신만 사랑해 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땠을지 저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나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잘 되면 돼. 뭐 내가 다른 사람 을 속이고 뭐 다른 사람이 정말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없어. 그러면 정말 정말 만약에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행복했었나요? 아니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여튼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사랑할 신을 떠나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내 자신도 나를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에 우리가 한낱 정말 병이 하나만 와도 내가 그걸 어떻게 스스로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인간이 그리고 뭐 돈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나요 예. 어... 신의 수준은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신과 영원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이라는 eternally, 영원이라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나의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예. 근데 영원이 있다면 영원한 신의 사랑이 있다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살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산 것이 그것이 성공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재벌이 이 땅에서 재벌이겠죠. 떵떵거리면서 예. 어... 오늘 제가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웃스탠딩 수작인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댓글도 저도 달고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 좀 아주 안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은데, 어, 이 정도 영화는 진짜, 여러분, 그, 큰 해외 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예. 언어와 문화가 틀려도 그 마음속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이제 사람들이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참 신기한 부분이죠. 예. 뭐 그 기생충 영화를 자세히 제가 스포일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돈 때문에 그냥 가족들인 것도 속이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 상황을 서로 만들어가고 때로는 몰리기도 하고 그런 영화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너무 담담하면서도 리얼하게 그렸어요 아픈 영화예요. 예, 근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렇지만 굳이 이 영화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신을 사랑하지 않고 점점 스스로를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 destroy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 그렇게 어,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예,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점점 거짓말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에 묶이고 여러분 거짓말 해보면 알잖아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 속에서 저도 것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신을 멀리 했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가 신을 좀 멀리 제 마음에서 밀어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그런 순간들에서는 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을 제 마음속에 어떤 어떤 저의 어떻게 보면 lord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든간 밀어냈든지 간에 뭐 그랬겠죠. 그런 순간들에 그런 어떤 욕심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거짓들에 제가 굉장히 휩쓸려 다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안 돼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고요. 잘 되면 또 잘 돼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아시, 잘 되셔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또 더잘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룬 성취가 또 하찮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잘 안 돼서도 우울하지만 잘 돼도 또 우울할 수 있고 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것이 무슨 쾌락이든지 돈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간에 사실 그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와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아도 제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예. 어, 그래서 오늘 성경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영원한 신의 사랑, 이 최고의 가치를 인간이 버린 죄가 인간들을 더 불행하고 더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감옥 속에 여러분 갇혀 있는 것처럼 어, 계속 욕심을 부리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끊기 위한 솔루션이 오늘 얘기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어떤 유치한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음, 직진? 신의 아들인 the Son,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순환을 이거를 끊, 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 신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신의 아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을 사랑하지 않고 신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런 결과 또내 자신과 다른 사람, 내 자신에게도 신을 무시할 때, 신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데 신을 무시해보니까 내 자신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예, 신은 우리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모습이 다 틀리지만 다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자신을 함부로 굴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찮게 생각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되게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여간 이런 총체적인 난국 많은 잘못들을 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내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우리 신의 아들이 묵묵히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 죽으실 때까지 그 죄를 대신 그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느끼게 된다면 감히 어떻게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 죠 있겠지만 그걸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말 양심이 있어서 느꼈다면 어떻게 그런 신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냥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그냥 끊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저는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혹시라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앞에 있는 러브레터들 시간 되실 때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믿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뭐 이게 이례적인 행동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사실 신을 가장 best friend, 베프 같이 또는 l o 예, 여러분 저번에 제가 Jesus Lover of My Soul 이 좋아하는 찬양 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영, 제 영혼에 제 soul의 영원한 어떤 정말 soulmate는 사실 인간의 soulmate도 만나기를 뭐 평생 모두가 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진정한 soulmate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 이렇게 저 예수님 같이 제가 높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요 뭐 실제 이렇게 인퍼슨 직접 만났다는 것은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예. 그리고 예수님 같이 어, 높은 분도 없지만 낮아지신 분도 없어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러브레터에서 또 우리 신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신의 아들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게 무슨 이론적인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론을 떠나서 그냥 제가 볼 때 팩트예요. 예, 팩트고 이게 그냥 버팀목이에요. 러블레터의 주제이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항상 얘기해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항상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어, 하여간 신이 주는 자유함은 단순히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시험이 끝나서 뭐 근데 저도 뭐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 3수 4수까지 해가지고 뭐 그때뿐 아닌가요? 또 시험 봐야 되고 예, 직장인들 퇴근해서 느끼는 예. 힘든 일이 끝나서 느끼는 어떤 한순간의 일시적인 자유함과는 굉장히 클래스가 틀려요, 여러분. 이건 영원한 자유함이에요. 영원한 자유함. 제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것을 제가 어, 이 영원한 자유함을 소유하고 싶어요, 저도. 영원히 누리고 싶고 예, 전 이게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이론적인 얘기 아니라 just 예, 마치 버거킹이 예, 뭐라 테이스 just taste better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단지 맛이 더 좋을 뿐이다. 예. 이 이게 더 좋은 이 영원한 자연이 좋으니까 제가 이게 제가 선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좋은 거니까 저도 이제 쉐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선택하시라고. 예. 어, 신의 아들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신이 줄 수 있는 자유함은요, 사랑은 또 평화는 평화는 마음의 평화가 세상이 조건적으로 주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짜 신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러브송의 또 어떤 CCM 곡 하나를 이제 퍼다가 나를 건데 그것도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게 One Way라고 어 One Way Jesus You're the 뭐지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뭐 이렇게 그 성경의 그거를 가사로 해서 되게 좀좀 좀 제가 볼 때는 어 멜로디도 좋고 하여간 힐송에서 하는 거죠. 그거 한번 퍼다 놓을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예. 어, 여러분 이제 외우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이전만큼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어, 저를 위해서 늘 부탁드리는 것은 어, 신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더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어, 저 크리스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laughs>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에안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가 여러분 듣기에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면 역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신이 있다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늘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여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gives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The sun이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이고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남자로 가겠습니다.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If the sun gives you freedom, you are free. 자, 이거를 외우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까 그 상황을 넘어선 예, 제 인생 속에도 정말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차차 뭐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또 러브레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정말 그런 감옥 같은 정신적인 감옥 제가 진짜 감옥에 간 적은 없으니까 정신적인 감옥 같은 상황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줬던 것이 정말 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CCM송 중에서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뭐 이렇게 곡이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또 그 곡과 관련해서 또 약간 신기한 저의 체험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